13초 맞죠? 13초죠 이거? 야 선광이 예술이다 폴라가 되게 싸요 폴라 종류도 되게 많고 오 기막았노 와 던았지 그럼 끝나지? 그렇지. 딴지야 힘내! 나이스 가자. 그걸 네 아, 딱뱀 좋아요. 오! 에이, 이게 정격광인데. 어떻게 하지? 탈모! 탈모! 와우, 스바라시, 와우. 나이스 아 진짜 느린 건안 맞나 보다 이거 내주고 넘어가 앉아 어 씨발 안으어잘 아. 잡혔죠? 가만 히 내야 되냐? 아 여기서 역전하고 무실 쓸것 같은데 파우 어? 삥 그렇지 완벽한 나잘 아, 읽었다 여기 표 왜안 맞나? 뭐. 아, 빡차 아, 소풍이야. 약간 이 선 좀 보면서 연습하려고. 너무 안 보여요, 시즌4. 그라데이션 때문에. 오이. 아, 이걸 참네 깔끔했다 오 기회 탈모 아, 아, 씨, 나 카자로 못 이겨. 아싸 이다 앉을 줄 안다 나 일어났지 오 무리하자 아 맛있어 뒤로 일어났죠 방금? 와 뒤로 일어나면 던졌다 좋아 딸이 <coughs> 다들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야야 렉. 아니 콘솔 렉걸리냐? 와 렉걸리가 너무 깜짝 놀랐네. 아니 콘솔 렉걸리냐? 이렇게 잘했는데. <coughs> 못하냐? 이렇게 그렇지. 이렇게 되네 안되지 가족이라서 나이스 어? 가끔 스탠 타이밍 보여드릴까? 오 멋있게 얘기하는데? nice. 이거 보통 이거 원집 쓰던데 저거 오야 이 걸려라 오이 어 뭐야 맞을 줄 몰랐어 어? 어디 가너 니는 아니 심연 야너 어디 가? 어 설마 아 이게 뭐지 어떻게 될까요 아 좋았다 와 이리 와 와. 아이씨 허니야 이게 뭔 콤보가 되노 거 애지네 어? 야, 이 센스. 호이 nice. 야, 씨, 거리 잘 봤다. nice, 가자, 들어가자. 비워. 오! 어? 야, 이거 뭔, 뭔 앵글이야? 방금 이거 무슨 앵글이죠, 이거?